요정을 떠난 요정 오마이갓 oh 에브리바디 안녕 오늘은 되게 중요한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얼른 급하게 일어나자마자 씻고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화장을 해야 되지?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24시 브이로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특별할 것입니다. 근데 비상사태가 있어. 내가 지금 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배에서 계속 꾸룩꾸룩꾸룩꾸룩 소리가 나. 어떡하지? 찍고 있습니다. 네, 옷은 이렇게 입으면 될까? 옷이요? 네. 어, 너무 이뻐요. 집에서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좀... 아, 아무리 집이라 카메라가 그러니까 몇 대가 오는데 이거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죠 아 얼굴 화장도 제대로 안못 아하 오늘 아주 그냥 메이크업 팀이 왔다 간 줄 알았어 마 <laughs> 미리 연습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NG <laughs> NG 연습할게요 롤큐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여정을 떠난 여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선여정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나 노하우 음, 꿀팁. 노우 예. 일단 카메라를 놓지 말라. 24시간 밀착 브이로그의 특징은 무조건 카메라와 함께하는 밤대 어... 엔지 엔지! 아 여정씨 그렇게 안 봤는데 준비된 사람이 아니네 <laughs> 잘할 수 있을 거야 인간 자체가 유튜브니까 요즘이가 무슨 대답을 하든 모범 답안일 겁니다 어허 꽤나 진지한 모습이네요 오늘도 여정씨는 방송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대한 기대를 꽉 찬 상태로 대본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어머! 오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이렇게 잘하는데 뭘 주,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 TV 보는 중. <laughs> 이거 왜 넣어? <laughs> TV 보는 중. 나 TV 보는 거 좀 찍어줘. 그럼 재밌다. TV. 삶의 집이 높아집니다. TV 아, 사이즈 좀 키우세요. 거실 벽면이 이따시만한데 TV가 <laughs> 너무 쬐만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머, 근데 이 TV에 내가 나온다고? <laughs>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요? You bring the boys out. You. You b r <laughs> 불. 오셨다 오셨다. 어머 이럴 줄아. <laughs> 비상사태 비상사태. 뭐뭐 뭐 하시는 거죠? 아,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엉덩이 빼는 걸 왜 보여줘요? <laughs> 미안합니다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네. 티슈. 네, 작업 잠깐만 어, 가득. 네네네. 어, 그냥 세우면 작업 가능하니까 저기 작업을 여기서 티슈 오늘은 어디서 아, 이걸 저쪽으로 옮길까요? 아니 아니 아니 여기가 중게 저희여기 음네 여기서 음, 네, 할것 같아요. 어. 공간 쪽. 베란다나 여기는 작은 언니 방인데 여기다 둬도 될 것 같아요. 잠시 냅둬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상사의 상비였다. 소품 진열하는 데가 어딘가요? 소품 진열하는 곳인데. 여기 드레스룸. 아, 왼쪽. 소품. 진열하는 곳인데요. 여기. 아, 밖이에요? 그럼 거실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해가지고 여기서 하실 건지 가지고 나와서 하실 건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어디 왔어? 내가 그거 보러 왔는데.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아 줄이는 낮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현수 씨가 줄이 엄청 보고 싶다고. 어 진짜요? 아 어떡해. 아유 우리 아이고 사랑 그 듬뿍 받을 수 있었는데. 음. 혹시 저희 마이크 먼저 좀 찰까요? 네. 저 방에다가 물고 저 방에다가 장비. 저희 인터컴 낄까요? 네. 네. 아이고, 내 네, 카메라는. 네. 콘센트 좀 써주실까요? 아, 네. 그럼 이쪽은 아예 포기해? 그냥 네, 이렇게만.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앞에 아, 저희 와인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저 혹시 휴지 좀 네네네 여기요 와그 TV에서만 보던 3인칭 시점의 카메라 우리 집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내 자취 이래로 처음이야. 그냥 아예 처음. 그지 않아? 태어나 처음인데? 와.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여기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람 없이도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 어. 갑자기요? 긴장되시나요? 어 생각보다 긴장은 안되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 아, 근데 지금 체면을 걸고 있어서 그런 걸 <laughs> 스스로 체면을 네. 아... 마이크 좀 마이크 좀 쳐야 돼요. 어 저도요? 네. 네. 중간에 소개해 주시면. 아...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 자체를 읽다가 다시 아 네네네. 저희는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다 컴퓨터 쓰리인 것고 빵요 감사합니다 아, 아니야 좀 달라 어, 엄청 달라 더 길어 이케아가 되게 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돼 있다. 우와. 근데 이캠 구도 이 진짜 예능에서 보던 건데. 어, 딱 그거. 갑자기 드레스룸에 들어간 여정. 아. 뭔가를 찾는데. 아, <laughs> 어디 갔지? 아니지. 그건 좀 옛날식이고 요즘에는 어, 어. 먼저 보여줘. 아. 그리고 자막으로 이거는 이때 뭘 찾고 있는 여정? 봄바람이 날리는 경기도의 한 식당. 이곳에 요상한 녀석이 있다는데 녀석이 없다? 사라졌다. 있지만 구석구석 어느 곳을 찾아봐도 수봉이의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 아니 그렇다면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어라? 설마 얘예요? 네, 제가 똘똘이에요. 오문 닫겠습니다. 네. 거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거칠 때 하나 둘 셋.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아, 그래 들어가서 그냥 원래 영상 찍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찍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아예. 네네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 네. 전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 아, 이 삭막한 유튜브 세계 살아남을 <laughs> 수 있도록 내가 전수를 해드려야 되는. 그렇게 말이야. 인사말도 없이 열어버리네요. 어, 뭐라, 여보세요 할 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할 수도 없고. 어, 그렇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일단은 이게 네. 무거워서 그런지 받아주세요. 아, 네네. 아, 네. 네, 네. 아, 네 예,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급하게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네, 여기 앉으세요. 큐리가 예, 예, 없네요. 어, 그요 어, 디 갔어요? 큐리 보고 싶었는데. 이쪽이 맡겼어요. 아, 아, 진짜요? 네. 아, 쭈리 보러 온 건데. <laughs> 제 앞에서 이거 아. 이게 또 걸리적거리더라고 호박 고구마. 음. 좋을 것 같다. 네네네.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하면 되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접 만들어주신 스토리보드. 네. 네. 막 치셔가지고. 아니, 아니, 예. 예. 어. 왜, 왜 왜요? 아, 너무 웃겨서. 어, 제가. 아, 니요 누군가로 인해서 웃어본 적이 아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제가 영광이네요. 제가 영광이네요. 네. 손녀와 함께 네. 손녀와 함께 사이버틱하게 네. 있는 네. 아, 네. 네. 그럼 제가 방문 아, 아까 아까 그 할머니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 아까 그 할머니가요? 네. 자, 그럼 할게요. 아, 아 되게 되게 떨린다. 띵동. 아, 누구야? 나야, 나. 들어와. 목소리만 들어다니. 뭘 배를 눌러. 왔어, 왔어, 왔어. 아유. 뭘 배를 눌러. 아유. <laughs> 이런 식으로 아, 어,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전히 막 밀어붙여 주시니까 역사를 딱 잡아 주시니까 제가 그래도 힘이 생기네요 잠깐 여기 지금 이게 무슨 프로그램일까요 선생님? 네? <laughs> 지금 이게 뭘까요? 이것이 한국 프로그램 맞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프로죠? 말에는 어떻게 소화하는지 한번 보고 진짜 다르네요. 아, 네, 잠깐만요. 다르네요 하면서 제 모습을 상상했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그 시그니처 포즈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그 발끝으로 쓰는 시그니처 포즈를. 아, 제가 저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원래 신발 신고 해야 되는데요. 네네발끝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어, 저, 잠깐만요. <laughs>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봤던 컨텐츠들이 이걸로 찍으신 게 되게 많은 거죠? 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그 다음에 지갑도 명품 어제 거 아니에요 제가 찍고자 하는 곳을 이렇게 뭐 자, 누워서 일어났다 그거를 이미 찍는 거죠. 카메라를 세워두고. 아, 네. 연출을 하는 거죠. 막 일어나서 네. 여기다 뭐 하고 있었죠, 우리? 네? <laughs> 우리 뭐 하고 있었죠? 네네네. 이런 네, 네. 식으로 뭐 총이 있다. 총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 소름 끼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네. 이렇게 한다. 움직이지 마, 꼼짝 마. 나 지금까지 보고 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카메라한테 말을 건다거나. 아, 아. 아 보는 거 아니야. 빵 이렇게 쏘고 시청률 이탈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협박 아닙니까? <laughs> 이거는 네. 거의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볼게요 안 볼게요 볼게요 안 볼게요 <laughs> 이런 건데 네. 땅! 이렇게 네. <laughs> 다 받아주시고 알려달란다고 또 다 알려주셔서 되게 더 알고 싶네 자꾸 한 같이 한번 같이 한번 네. 해보자 우리 오돌오돌 하나 둘 않 아! 이게 인트로에 들어가기 딱 좋죠. 아 이렇게 해서 아, 네. 아 이러,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 아. 혁수와 유리와 여정이가 놀랬을까? 아. 그 이유를 찾아가는. 네. 어 거창한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네. 마, 맛있어지 않아도 돼요. 네. 어떤 일로 저희 집에 오셨죠? <laughs> 여러분 혁수입니다. 저는 여정을 떠난 여정 우리 여정님을 만나뵈러 네. 찾아왔습니다. 파이팅 넘치게 사실 이 에너지를 받으러 제가 왔고요. 혁수님의 1일 팬 매니저가 될 음.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19살 이유리입니다. 네. 와. 슈퍼마르. 슈퍼마르. 제가 죄송하게도 본의 아니게 여정님을 어, 대신해서 아니에요. 콘텐츠 기획을 해야 돼가지고 네. 배우러 왔어요 여러분.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혁수님의 24시 밀착 브이로그 진짜 많이 기대해주세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꼭 기대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